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랜만인데 지금 대만 타이페이 출장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이고 지금 호텔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어, 이제 미팅을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오후 한 4시 이후에는 조금 자유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타이페이의 유명한 도시들 그러니까 중심지들을 좀 돌아보면서 한번 어, 구경을 할 텐데 어, 내일도 미팅을 하고 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후원을 한번 가볼까 싶긴 한데 스케줄이 될진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도심지에 나, 어, 도시로 여기 도시지 중심지로 나가서 어, 조금 더 번화한 곳들 뭐가 다른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대만 타이페이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뭔가 달콤한 맛에 비비큐 소스가 달린 돼지고기인데 얘가 굉장히 크리스피해요. 그러니까 번, 우리가 그 커피번 같은 거 있죠. 나가기에는 좀 민망한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3일째 되는데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어, 여기 지금 How can I say 50? What is that? The, the Chinese character How can read the name of 우스란 우스란 란? 음. 어, 우스란이라는 내 나이차를 끊임없이 먹고 있어요 매일 1일 1 밀크티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훨씬 싸요 한국보다 한 반값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도 타이페이 오시면 태국에 오시면 하루 1일 1일 <laughs> 공, 공차가 아니죠 1일, 1일 <laughs> 나이차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